boşa manega Ye biri te ye tarafta 你好 That's gonna be the opening of my vlog video 저번에 학교 행사하면서 만난 중국인 친구가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브이로그를 찍는데요 근데 요즘에 브이로그 잘 안 찍는다고 어, 카메라 너 빌려줄 테니까 너 써도 괜찮아 해서 어 <laughs> 이렇게 생긴 카메라로 오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아 오늘 드디어 중국 티셔츠 입었는데 드디어 이뤘습니다 어제 설정해놓은 50프레임으로 지키고 있겠지 봐봐 <laughs> 어제 프레임 설정을 25프레임으로 해놨다가 어제 50프레임으로 바꾸고 잤는데 그게 아직도 5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음, 방금까지 역시나 25프레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50프레임으로 바꾸고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직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이라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촬영을 해볼게요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Hey Max Hey Max Hello Is that your new camera? Yeah Oh my goodness vlogging camera. Mm -hmm. have to something Yeah, yeah. Let's do. I'm so famous. Mm -hmm. Can yeah, come up. I can give you some beats. Yeah. میخوام از اینجا برم یه جای دیگه که نبینم روی تو رو بار دیگه آخه با تو بودم یه کابوس 딱히 허기 깊은 두시마시 애주머니 미라원에 미코나 포시다만 내가 예비리트에 따라따라 떠난 배는 두두라 That was so nice. That was nice, man. That was nice. That was nice. Wow. I feel like jumping down. 이제 두 번째 쉬는 시간. 한 손은 카메라, 한 손은 폰. 맥스가 1층에서 커피를 구워 먹고 있겠지? <laughs> 시저지엔 이제 수업 끝나고 저 룸메랑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요 <laughs> 그 아이다 차이하 아내 네, 그렇게 떡상한 소리 들리네 방금 보신 분은 그 아이다 차이하 한국어로 귀, 귀여운 제호 귀엽죠? 귀여우면 다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까워지고 있어 오, 저가힘 세네. 세세. taxi. 50프레임으로 찍으니까 용량 엄청 크네 방금 16분 찍었는데 4점 몇 개가 나왔어 어, 하이